준지 형하고 저하고 처음으로 카트라이더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지 형은 매니저님 카트를 빌려가지고 매니저님이 상당히 좋은 카트를 갖고 있어요 저도 저한테 제일 좋은 차 준지 형도 준지 형한테 제일 좋은 차로 한번 네.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되게 떨립니다 네 매니저 형이 절대 치면 안 된다고 너에게는 레전드 카가 있다고 저한테 아 나 이거 몰라 저는 쉬운 배번 안 했습니다 아니 핑크 코튼 멋있다 나도 한번 달려보고 싶다 이거, 이거. 원래 했던 조작이랑 달라 뭐 하는 건데? 바로 달려가지고 그래서 저랑 준영 형이랑 거리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굉장히 잘 달리고 있다는 친구죠 너무 쉽게 이기는데 다음 판한번 더 해볼까요 형?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? 어렵다 어? 여기 여기 여기는 PC방 와! 아! 와 근데 이거 지금 게이지 부스터 와! 레이싱 할 아! 만해 아! 그래도 형 도착은 했어요 재밌게 했으면 형 게임은 재밌게 하는 거예요. 맞죠? 재밌게 하는 거. 근데 이게 카트라이더가 8명에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팬분들하고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진짜.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면은 그때 제가 3전 영승 아 3전 3승으로 이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재밌었습니다. 네. 밀씨. 네, 그럼 지금까지 올리온오브의 미엘 준지였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네. 곧 만나요 저희. 네. 보고 싶어요. 만나요, 보고 싶어요. 아 2리터라니 <laughs>